할까요? 여기까지만 이렇게 덮으면 되겠다. 기대된다. 어. 장님이뭐 네? 벗어주세요. 네네. 여기서 벗을 사람이 있어요. 만 shading 돼요? <laughs> 비수기여가지고 썸네일로 공개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 내 보도자 진짜 늦 그럼 이제 누르르 나오면 어떻게 되지? 근데 누르르 나오고 싶어 하는데 대관이 조금 <laughs> 너무 포스터 촬영이 원래 되게 어색했는데 더 어색해진 것 같아요 벗을 줄은 몰랐는데 맨날 무대에서만 벗다가 여기서 벗으려니까 부끄럽네요 자체 모재 약간 이 굴속에 포인트 한번 줘볼까요? 약간 그런 식으로 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어 눈물이 흘러내렸네? 흘러요. 진짜 눈물이야? 진짜 눈물 연기한 거 어, 진짜 울 것 같아. 아. 오케이 오케이 온다 온다 예. 왜 갑자기? 다시 한번 더. 이제 좀 입어야 되지 이제. 그래서 네. 네. 네. 아, 네. 되는데.